최고가맛있는 무대 보여드릴게요. 이번 활동은 유독, 유독 시간이 빨리 간것 같아요. <laughs> 이런데 지금 셀카 아니야? <laughs> 진짜 셀카가? 저희가 오늘 네. 후회 없는 무대 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최고의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저 인터뷰 때뭐 하나 할 겁니다. 어? 비밀. 비밀? 비밀로? 네. 비밀로 했다가 갑자기 준지 놀래가지고 그 다음 무대 못하면 어떡해요? 왜냐 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나와서 상관없잖아. 다 모두에게 비밀입니다. 실장님 알고 계세요? 다 같이 놀라가지고 지금 웃음 터져서 못하는 거 아니야? 아, 여기서 해가지고 이소룡 이소룡 저 혹시 뭐, 우리 둘만 못했잖아요. 반짝이 터질 거예요? 제 입에. 반짝이 트라우마 있어가지고. 그 인트로 때 안 일어나시나요? 끝까지 누워서. 아, 아니 너 이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게요. 지금 본방까지 10분 남았어요. 그럼 저희 피해가야 되나요? 네. 아 네. 준지 씨 본방까지 10분 남았어요. 네. 그다음 말 있습니까 혹시? 그렇다고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죠. 감사합니다. 네. 네. 한번 기억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쓰는 게한 마리 지금 속이 안 좋대요. 아, 저지왜 이러지? 배고파서 속이 너무 쓰려. 아니야, 이거 배고픈 그게 아니야. 아, 속이 쓰려. 콩. 속이 쓰려. 아까 떡볶이 때문에. 콩. 콩. 콩. 위가 지금 위가 위가 위 위가 위가 위가 위가